평소에 부모님한테 얼마나 사랑한다고 자주 표현을 하는 편인가요? 거의 안 하는 것 같아요 거의 안 하죠? 네. 어머니, 아버지 둘 다? 네 어, 되게 자주 하는데요 자주 하는 편이세요? 네 뭐 날마다? 네, 하루에 한 네다섯 번 이상은 일단 일주일에 두 번 정도는 아 일주일에 두 번 정도? 그러니까 엄마한테는 어머니한테? 네. 아버지한테는? 아버지한테는 근데 저는 진짜로 전화할 때마다 해요 표현하는 거는 솔직히 얘기를 하면은 한 1년에 한, 한 4, 5번? 1년에 4, 5번 주변의 친구분들은 어떤 거 같나요? 아주 표현을 거 보면은 남자애들은 거의 하지 않는다고 거의 없다고 제 친구들도 다 비슷한 거 같아요 그런 말을 그렇게 많이 주고받을 것 같진 않아요 음. 제 친구도 그런 것 같습니다 별로 안 별로 안 친한, 안 친한 사람들도 많다. 네, 네, 아, 네. 진짜요? 안 친하다는 아예 말 자체를 소통 자체를 네, 별로. 솔직히 저희 또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춘기다 보니까 네, 그 때문에 되게 많이 안 하더라고요. 그죠, 그죠. 주변의 친구분들은 거의 표현을 안 하시죠. 네. 제가 이제 인터뷰를 하면서 보통 이제 어머니한테는 자주 표현을 하는데 아버지한테는 되게 표현을 하는 게 힘들더라고 하더라고요. 아, 그죠, 그죠. 네. 그 생각하시기에 네, 본인 저도, 저도 그런 거왜 그런 거 같아요? 왜냐면은 네. 어, 어머니랑은 그래도 이제 어릴 때부터 그래도 키워주시면서 많이 얘기를 하는데 아버님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 특성상 네. 일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네. 퇴근하시고도 뭐 회사분들이랑 이렇게 자리를 가지시고 하다 보니 대화할 시간이 많이 없어서 음, 기회 자체가 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대화 자체가 좀 단절돼 있는 느낌? 아버지 음. 같은 아버지한테는 왜 안 하고 접점이 별로 없어요. 아버지가 늦게 들어오시고 그러세요. 이렇게 들어오시고 So when is your last time to say to your parents that you love them? I've been now in Korea like for a year and a half, Yeah. but uh, I did. I did say like I, d- I don't say like I love you, but the way I'm doing it shows that I love them. Yeah, 예, 예, 예, 예. 초등학교나 뭐 그럴 때 막 어버이날 음. 그럴 때 사랑한다 하고 네. 그다음에 그렇게 말로는 그렇게 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친구분들은 어떠세요? 저도 그냥 초등학교 이후로부터는 그렇게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잘안 하는 것 같아요. 아 저는 최근에 어머니가 수술을 하셨어요. 어, 그래가지고. 약속을 하실 때 이제 제가 사랑한다고 말. 저는 네. 한 2주 된 것 같아요 2주 정도 되셨고요 왜 이렇게 자신의 마음을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게 힘들어졌다고 생각하세요? 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정마다 그 자라나는 환경이나 그렇게 다른 것도 있겠지만 우리나라 문화인 것 같아요 음. 우리나라 표현이 서툴고 네, 표현을 부모님 세대부터 많이 안 했던 게 사실이고 할 일이 바쁘니까 마주칠 아, 그런 마주칠 일이 없는 게 제일 큰거 말도 잘 안 하니까 점점 별로 할 말도 없고 대화도 없고 하니까 표현도 잘 안 하고 대화할 기회 자체가 없으니까 그런 표현을 하는 부분이 더 힘들어지죠 집에 있어도 네. 방에서 폰만 보고 있으니까 음. 밥 먹을 때도 잘 얘기도 잘안 하고 저희 부모님은 맞벌이 하시거든요 네네. 그래서 막 늦게 들어오시고 네. 저도 학생이라 보니까 네. 저도 공부도 해야 되고 네. 네. 자주 안 만나고 대화를 안 하다 보니까 점점 그런 말도 안 하고 음.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일단 부모님이랑 같이 살고 계신 네 아, 그러시군요 저희 부모님한테 일자리를 물어가지고 사랑한다고 하면 카메라 보고 한번 사랑한다고 한번 해주세요 아빠 사랑해 자 그럼 하나 둘셋 하면 같이 해요 네 하나 둘셋 엄마, 엄마, 사랑해. 사랑해. 아빠는요? 아빠, 아빠 사랑해. 사랑해.